아유, 아유. 번졌어, 번졌어. 앵패스. 번진다, 번진다. 앵패스 중인데? 정품 들었네? 아유, 저, 아유, 매워, 씨. 아, 이거 협찬인데, 씨. 형식아. 아, 그걸 그렇게 들어오면 어딨냐. 가만있어, 가만있어 아, 너무 만지잖아. 아, 내가 네, 뭘 만져. <laughs> 아니, 옷에 저렇게 닦는 아, 사람이 어딨어요? 지저분하게 나오지, TV에. <laughs> 부모 보는데 부모.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추죽게 나왔어? 이러고 짤 거야. 에이, 진짜 안돼 반팔티 이거 이래요 방송 하겠나 요 내거 반팔티 기다려봐. 부모 보는 부모. <laughs> 경환 오빠. 이거 입으면 될것 같아. 야, 저 색깔도 별로다, 그지? <laughs> 아, 비슷한 색깔. 야, 색깔. 걸레가 아닌 티셔츠였구나. 비슷한 색깔. 바지랑 깔 맞춘 거야, 내가. 아, 일단 좋아. 우리 흰 반팔? 진짜 친하신가 봐요. 에이, 네, 저렇게 얘기해도 친해요. 네. <laughs> 편하게. 음. 야, 옷이...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? 왜? 아니, 아, 나가. 이게 지금 야 진영아 밥이랑 먹게 말. 어? 왜? 이거 옷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. 이리 와봐. 왜 그러지? <laughs> 왜 봐봐. 어머, 뭐야? <laughs> 왜 봐봐. 아이, 뭐야 이게. <laughs> 왜 봐봐. 왜 봐봐. 아이, 뭐야 이게. 너무 아, 짜 뭐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너무한 거 아니야? 지금. 어이구. 남자 옷을 아니, 왜. 아니, 나 지금 반팔만 많이 빼놔서 반팔이. 아, 아니, 지금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심하잖아. 잘안 어울리시네. 아니, 너무 안 어울리셔, 보이더 아니, 너무... 아니, 또 나름대로 몸이 보이니까 그걸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거 약간 빡시한 거에 속해. 그니까 오빠한테 맞지. 아, 근데 형 진짜 지금 뭐 보면 되죠? 와. 아. 이거 이것도 있어 너무 좋네. 아니, 털크가 털크. 빠르지 않지. 이유만 빠르고 하크하크. 근데 나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근데 나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편의점에 두 가지 맛이 있으면 교환이 보기만 해도 웃긴다 지금. 아.